어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튜브가 벌써 만 명 넘었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제 남편 때문에 지금 광저우에 출장 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저희가 정말 감사 라방 꼭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면 축하합니다. 만 명 축하합니다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한국 남편 저기 광저우에서 음. 어, 저기 일 다 보고 저희 한국 돌아가면 꼭 만 명 감사라방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만 명 감사라방 때 오면 또 만나요. 그때 저희 남편이 뭐 해드릴까? 어, 我们这是感谢这个补的时候，你想做什么？ 아, 做给他什么？떡볶이？回去以后再说吧。好的，好的，好的。好的。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